Thank you. 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크리스피 도넛집에서 네, 여러가지 도넛들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생크림도 준비하고 블베리 잼도 준비했습니다 마실 거는 우유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بسم الله ا Bismillah ar-Rahman a r 엄청 부드러워요. 안에 무슨 잼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달고 맛있어요 파인풀 지금 들어있어요 무슨 잼이지? 아 머뭇하라.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도넛들이 너무 부드럽고 안에는 쭉쭉하고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thank you